식사 안녕 오늘의 판메 리저는 바로 전유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핫팩인데요 핫팩이랑 쌍화탕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을 잘 몰라서 우선 따뜻한 핫팩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가요 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추웠는데 오늘 조금 날씨가 풀려서 다행히 떨지 않을 거예요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가능성 정말 커가지고 저희가 좀쭉 터졌잖아요. 터지니까 그걸 너무 커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응원 크게 해주셨듯이 오늘도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어, 오늘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또 많이 풀리고 햇빛이 이렇게 쨍쨍해서 그런지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 오늘도 이렇게 추우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